것 때문에 그러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나갈라고 <laughs> 이리 오세요 아 이리 오세요 어, 아, 아. 왜 때문에? 이럴 줄 알았어? 하야 그렇게 힘을 좀그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까 했는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laughs> 저 표정 이렇게까지 쓴다고? 어, 언제까지 귀 그러고 있어? <laughs> 진짜 귀가 귀가 왜 저래 귀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뿔처럼 돼 있는데? 어. 哎呀！ 아예 그냥 놔버리고 놀아 그러면 나요. 아, 아 이거 놓고요? 네, 예, 예. 아, 옳지. 네. 하이 어디 갔지? 하이. 아. 네. 저기가 좋은가 보다. 쟤는 저기 있고 싶어. 네. 예. 약간 못 알아봐요. 아, 못 알아보는 거야? 메이크업이 쳐다보고 있어. 하이야, 나좀 봐. 나좀 하이야, 하이야. 헐, 나 지금 나 지금 충격적이야. 왜? 나 지금 이거 끼고 촬영한 거야? 진짜 아니 거의 music is my life잖아. 야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야 간식 준대 간식 줄까요? 간식 준대 간식 준대 간식 줄까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왜안 해? 앉아 우리 아이는 똘똘한 스타일 아니야 앉아 앉아 하이터치 하이터치 했어 하이터치 눈 가려 눈 가려 눈가려눈 가려 나온 거 보니까 아이야. <laughs> 진짜 예쁘다. 이거 봐, 진짜 아. 아. 마님. <laughs> 주무셔요. 좋은 꿈만 꾸셔야 해요. 음. 대박. 마님. 마님. 어? 일어나셨어? 요 기침하셨어요? 원장 기침하셨어요. 원장님 기침하셨어요? 어? 원장님 이건 뭐예요? 침이에요? <laughs>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씨. 아 너무 아 너무 한 방에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퇴근길을 퇴근길 <laughs> 이렇게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laughs> 얘는 남자이고 얘는 둘째 여자예요 <laughs> 다 알고 계시 세터 hi. 세터 hi? 얘가 공주님이고 얘는 왕자님이야 집에 있는 애는 여왕님